지금은 이제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본의 라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하면 라면이죠 또. 아, 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 설렜죠? 그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이치란이라는 곳에 아, 지금 저 근데 화장이 지금 번졌어요 찍지 마세요 2년 차입니다 찍지 마세요 <laughs>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아시겠지만 지안이가 지금 뒤에서 가,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칸막이로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한 명씩 먹는 거예요 이지란이라는 라면 가게는 되게 유명한데 그게 약간 좀 도서실 가면 칸막이 쳐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절대 방해받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먹어서 눈치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으려고 왜냐면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나밖에 모르니까 <laughs> 너 자신을 알라 네. <laughs> 이거야? 예. 여럿이 있으면 사실 눈치 보여요 좀 다이어트 한다고 얘긴 했지만 네. 먹을 때 막 많이 아. 먹어버리면 막좀제 아, 다이어트 하는데 뭐 많이 먹어도 돼? 약간 이런 시선이 있을까봐 약간 좀 무섭긴 하지만 흑마이가 쳐져 있으면 저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<coughs> 좋습니다 아. 행복합니다 이 질환이 다 왔나봐요 밥 먹고 올게요 어, 정말 피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?